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요 어, 수원에 위치한 용생명각 고등학교 씨름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 씨름에 드디어 제가 왔는데요 일단 감독님 먼저 모셔볼게요 네, 안녕하십니까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을 맡고 있는 양권수입니다 아 예,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삿발을 한번 매볼 텐데요 일단 삿발 고를 이렇게 원을 만들 고를 만들면요 이 그대로 해서 오른다리에 착용을 합니다 동그라미 많아진 거 오른발 <laughs> 자 고리를 일단 걸어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빼서 원 하나를 만든 다음에 허리를 둘러서 이 앞쪽으로 그쵸? 안쪽으로 빼서 이 사이에다가 빼서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고리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조절해서 만들면 이게 삽바입니다 이것만 해도 압박감이 드는데 이게 또 잡으면 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 이 다리 삽바 쪽을 잡으면요 이 허벅지 뒤쪽에부터 막 땡기고 아픕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, 혹시 어, 큰 사람은 불리한 종목입니까? 앞쪽은 안 좋아요? 안쪽입니다 <laughs> 네. 요즘은 씨름이 이제 음? 시간 촉진률부터 해가지고 아, 시간 경기 시간 단축하면서 아, 옛날에 기, 기 장면이 기억나요? 네. 이만기님과 강호동님이 무릎만 꿇고 계속 있었던 네, 거. 신경전. 아, 네. 굉장히 룰이 생겨서 예, 없어졌다. 네, 그런 삿바싸움을 다 없애는 대신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경기 시간이 1분이다 보니까요. 아. 자,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저도 삿바 잡아보고 다리 삿바 잡아. 허리 삿바. 네, 왼무릎 세워. 오, 다 지시가 있구나. 일어섯. 준비. 시작. 오. 어, 아 어, 박수! 왼손. 왼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네, 넣어서 넣어서 아 이렇게 잡습니까? 네 돌려서 딱 예. 이렇게 예. 자 이제 허리 잡아 줘. 이 예, 흰 색깔을. 아. 자 왼무릎 세워. 일어서. 준비. 딱. 어, <laughs> 이렇게 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.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어서 네네네. 네, 네. 그 상대 중심을 이용한 앞무릎치기 예. 자 이제 밧다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구분 동작으로 하나 오! 자 이제 허리 삭발가지고요 상대방 상체를 제압 올려줍니다 오, 어, 벌써 지금 네. 중심 뒤로 네. 밀리는데요? 네. 그래서 다리를 거는 거예요 둘 아. 밧다리 오! 제가 알고 있던 네. 밧다리 완전 다른 게 저희는 이제 무조건 다리만 걸고 힘으로 밀는 줄 알았는데 예, 내 오른팔을 가지고 상대방의 상체를 제껴줍니다 아... 뒤로 물리게 그런 다음에 다리 공격이 들어가고요. 그러면 이제 씨름이라는 것은 네. 좀 재밌는 운동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여러 사람 필요 없습니다. 단 두 명만 있어도 아... 연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. 이제 한번 몸 좀 보여주세요. 보여주면 이분들이 뭐 따로 뭐어막 힘주고 그러는데 <laughs> 바디빌딩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씨름만 했는데도 지금 몸이 다부지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항상 추구하는 이 기능적인 몸. 네. 자 이제는 마랑과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씨름단과 붙기 전에 네. 그렇죠? 일단 그 손잡고 씨름하는 게 있는데 네. 아주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네. 경량급의 임상빈 그리고 중량급의 김광희 아, 김광희요? 와, 자, 박성준 학생이 아. <laughs> 마이너스 75kg, 아, 아 네, 마이너스 그러니까. 80kg, 여기는 마이너스 90kg 제고 그러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시작! 아말 중에 왕이라네 자, 이겼죠? 네. <laughs> 여기도 평균 82kg 정도 나갑니다 시작 말 중에 왕이라네 자 어떠십니까 두 친구 나가 떨어지고 봤는데 여기 아스팔트에서는 벌써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떻습니까? 놀랬습니다 놀랬습니까? 시작 외발 씨름이라고 있어요. 외발 씨름이요? 네, 중심 중심 운동하면서 재미있게 닭싸움과 비슷한 오른다리 들어. 자, 시작. 어, 손팔 다 사용하고. 손팔 다? 네. 안녕하세요. 어! <laughs> 민호라 너 구독자잖아. 구독자야? 연습 게임 안 되겠습니까? <laughs> 중심 이동과 순간 그 판단력 어. 너무 올라가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아, 아. 네. 시작. 중심이 좋아. 오. 아! 시작. 네, 네. 오. 오. 오. 그러면 제가 공격만 일단 30초 한번 해볼까요? 아 예. 시작. 어, 야며칠 10초. 아까 제가 이거 했잖아요. 그리고 좌우로 좀. 아! 팀을 한번 나눠서 아 팀전으로? 네, 단체전식으로 홍사빠 맺혔으니까 홍사빠하고 청사빠 팀 나눠서 자 열심히 하자고 알았지? 네, 네. 지면 안 되고 마무리 화이팅! 화이팅! 네. 하나 둘셋 화이팅! 아 진짜 말이 화이팅! 경량급 선수 서민준, 박종현 아, 박수! 시작! 먼저 해라 민준아 먼저 이겼어! 아, 아, 네. 어, 됐어! 됐다! 됐다! 그렇지! 됐어! 이게 이에요 네. 자, 인 여기까지 올라오셔도 돼요. 어흠. 준비, 시작! 마라 화이팅! 정대 승리! 찌른 부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? 저희 12명입니다. 혹시 뭐 애기들 음식 같은 거 사도 됩니까? 네, 얼마든지. 햄버거 됩니까? 네. 아, 저희는 뭐바 아, 아, 그래요? 어. 시간 관안 하는구만. <laughs> 어떤 햄버거? 어떤 햄버거? 네, 버 버킹. 버킹으로 가자! 제가 어, 다 담론이 나오는 그날에 네. 같이 버킹 많이 사와가지고 몇 개씩 먹나? 세 개. <laughs> 여기 여기 벌써 3만 원짜리. 몇 개? 네, 4개 먹습니다. 아, 3만 <laughs> 5천 원. 걱정하지 말고 제가 가져오겠습니다. 제가 다음에 여기 또 올게. 예. 예! 아! 정말 전 투기 종목이랑 어울리나 봐요, 여러분들.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랑 하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. 이 친구들 언제부터 TV 나오고 또애 예, 한 사람 다 5천? 네, 맞습니다. 유익한 시간이었고요. 우리 애들도 이렇게 유명하신 <laughs> 아이고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이렇게 저희 실험 많은 관심 받아주셨고요자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. 안 다치셨죠? 예! 자 다음에 영이 마랑 형이 또 햄버거 사오는 그날까지 자 우리 같이 한 운동 열심히 하고 또이팅 어, 등이 다 흙어. 형만 넘어지셨네요, 그럼.